Feeling alone, kind of misty. Waiting now for you to come. 요게 요게 트린가요? 네, Again, but I know we'll be warm. Sitting 자, 그 다음에 그럼 하나가 지금 붙었어. 그 다음에 음. 중간중간 넣게 되면 훨씬 더 생겨서 제일 좋은 게 나아요. 뭔가 이렇게만 했는데 이렇게 낭만적인 <laughs> 겨울은 처음이에요 너무 고상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괜찮아도 맞아요. 게 보면은 <laughs> 좀 어색해 보이고 이런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. 네, 네. 되게 예쁘다. 와, 되게 예쁘다. 이런 안쪽에 빈 부분만 채우면 될 것 같아요. 분위기 나죠? 뭐 얼굴이 근데 <laughs> 얼, 얼굴로 만들어가지고 <laughs> 아 여기도 <laughs> 은근 어려웠어요 균형을 맞추는 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완성이 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Oh, 걸어서 거예요.